사랑은 헷갈리게 하지 않아 그게 너라면 아깝지 않아 묻고 싶어 듣고 싶어 Oh if you feel the same 사랑은 망설이게 하지 않아 수많은 선택지 위에 너와 나 난 너만을 넌 나만을 남겨둬 내가 볼 땐 말야 너는 나보다 나를 잘 알아 너로 인해서 나를 다시 봐 Feel like I'm new 우리 말야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매일 너를 생각하면 말야 난 눈물이 고여 So are you mad? You look sad But that's okay we gon' stay together 삐뚤빼뚤한 발자국으로 world 소리내며 여길 떠나자 So fuck the world Run away fast as we can So fuck the world Say fuck the world 사랑은 헷갈리게 하지 않아 그게 너라면 아깝지 않아 묻고 싶어 듣고 싶어 Oh if you feel the same 사랑은 망설이게 하지 않아 수많은 선택지 위에 너와 나난 너만을 넌 나만을 남겨둬